break. 이쪽으로 가야 돼. 공차? <laughs> 깜짝이야 그때 되게 잘 먹었어 두 개 사자 이거? 음, 빨간 거였어 198이네 이거는 20m고 응. 이건 용량이 좀 더 많은 거 50m. 50, 50이야? welcome. 냄나 당연한 거 맛있네 둘 응? 맛있어? 응. 완전 짭조름할 것 같아 응. 이것도찍고엄마것도 どうも。

남자식스에서 봤던 거? 이거 그 안에 있었어. Thank you.